말이 늦은 자폐아동들 중에는 아빠가 말이 늦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너 살까지 말을 잘 못하다가 늦게 말을 시작했는데 무리 없이 성장했다고 하죠. 아이도 아빠 따라 무리 없이 좋아질 것이라고 안심을 합니다. 자폐는 유전적 경향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또 주로 남성 유전자를 통해서 유전되는 부계 유전적 경향이 매우 강하죠. 자폐 성향은 유전이 되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폐 발생률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높아지고 있죠. 자폐 증상도 더 심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다양하게 있어요. 출산 연령의 고령화, 환경호르몬 증가, 농약 사용의 증가도 명백해 보입니다. 대기오염과 자폐 발생률의 상관성도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빠가 말이 늦었다고 하는데 아이도 말이 늦다면 매우 위험한 사인입니다. 아이가 말이 언제 터질지 관찰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아이는 아빠보다 훨씬 더 중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을 지체 말고 조기 치료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